잘 먹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냈어? 아. 잘 보냈고? 응. 응. 야 짬뽕 국물 진짜 맛있다 이제 와. 아. 아. 미스 짬뽕 맛있겠다 오. 음. 이집 맛집이네. 새우가 영어로 뭐지? 쉬림프 슈림프? 음. 버드카우 아니야? <clears throat> 버드카우. 음. 새우. 뭐 새우. 음. 진짜 맛있다. 이거 2단계인데 좀 맵다 맞지? 소스 파이시 소소 소소 소파이시 나 많이 넣는데 Y sí, あ、あん 야, 콜드로 배치오네. 아... Finish.